저, 저, 저, 바위, 바위 앞에. 바위 앞에 애들 뛰어간다. 바위 앞에 뛰고 있다. 봤어? 바위, 바위, 바위 앞에. 애들 왜 뛰냐? 오, 야, 야, 야. 아니, 없어, 인가? 그냥 가? 일단 여기가 복신자 뽑는 게 뭐라고? RT? 어. 한대 맞으면 뒤져. 어, 확인. 기절 끝다. 컷, 컷, 컷, 컷. 바로 사망이야? 마사, 마사. 시야 가뀌 한놈 다운 컷컷컷 컷, nice. 아, 아. 아, 두 마리 있네. 한번 뒤졌는데. 나부터 기다리고있든내뒤이 그래서 한개 기다려 자꾸 이기 하고 공장이 떨어지 까불어 왜 까불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나 잡으러 노란, 온다 노란, 아, 다 나오면 다 나오면 하나 둘 셋 아! 아 아이씨 야 살려줘 살려줘 어이 V81 어이 V81 와우